집 하인이에요 <laughs> 주인마님 어쩐 일로 저한테 한숨도 못 언니 거기서 뭐해? 원래 기분이 좋아서 많이 먹었어요. 아빠 수정 그만 드세요. 알았어, 알았어. 언니 브이로그에 언니 나오게 해줄게. 춤이나 다시 볼까 그만해요. 그만 무슨 춤이에요. 아침 새파라부터. 한 잔만 저기서 좀 깨게. 어, 아버님 봐. 어. 화장좀 오셨어요. 다들 뭘 그래, 그래. 할렉쟁이 옷은 그게 뭐야. 그렇게 절대 그만 먹이라니까. 아, 내가 뭘 자기가 신나서 그런 건데. 그렇게 할래시 자네 어젯밤에 기억나? 승준이 신나서 아버님 나 도시아를 사랑합니다. 나 도시아 결혼하게 해주세요. <laughs> 형님 저 우주 갈아입고 올게요. 나 도시아 연지혜가더 사랑한다는데 어떡할까? 아 몰라요. 아뭐 그렇게 그만해 아줌 마.